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먹방을 해볼 거예요 이건 무뼈 닭발 꼼장어 그 다음에 이건 통닭발 쌈장어를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장어처럼 장어라기보다 무슨 힘줄 막 이런 것처럼 무쌈에 무뼈 닭발을 사서 안개쌈을 정어 통닭요 음, 엄청 맛있다. 이번엔 쌈을 싸서 공짜로 그다음에 마늘에 쌈장 찍고 다음에 무쌈을 하나 올려볼까요? 맛있 너무 맛있는데 조금씩 땀나기 시작해 Mm-hmm. 꿀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맛이고요. 꼼장어는 장어라기보다는 약간 뭔가 오징어 막 이런 걸 섞어 놓은 듯한 쫄깃쫄깃한 식감인데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민물장어 그런 식감은 아니에요. 아니 님왜 이렇게 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소리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